오 방금 어디야? 녹가돼 아주 좋아 알타 이작해그아 그냥 아이작해 에! 으아 으 오, 딱딱딱.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빨리 잡아라 빨리. 야, 그 잡을 동안 나는 템 먹고 있었거든. 개. 딱딱딱. 오. 돌려볼래? 에반가? 아, 그냥 가지 마. <laughs> 아, 어, 불탄 놈이다. 딱, 딱, 딱, 딱. 딱, 딱. 아무 해도 기방 여기인가. 오. 아이씨. 오, 예. 이원 이득 내가 깠으템 나왔는데 보 스타 안 써도 되겠다 포탄왜 쓰냐 레이저 있으니까 뭐 지금 파리 배려 계속 같은데 반동으로 반규 야야 노래 나만. 아, 좀 줄여와 소리 좀 어, 한, 한 아, 칸만 해라 돌릴래 이건 왜? 데미지 얼마 안 올라가나? 0.5밖에 안 되잖아 이거. 뿌! 야! 아. 어 브레이크 잘밟다내 거. 씨발. 전립 전립선에 문제 있다 이거. 조절 실패. 조절 실패. 푸슈. 오. 촥! 아 씨발. 와우. 와우. 딱, 딱, 딱, 딱. 딱, 딱. 이리로 오세요 좀 씨. 아 기다려봐 역하드 역, 역사?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네 목소리 좀 키워야겠다 아니 공중이었지 가자 땡!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안 나오냐? 여기 기방 같은데. 진짜? 응. 좀 보아하니까 엎드려 아. 씨발 엎드려 그러 방가방 밑에는 아니었는데 아까 봤을 때 짜! 짜! 아씨 아씨 열들아 잠깐 방 갈래 책방 갈래 책방 가야지 뭘좀 뭐 안해 내 액티브가 필요하다 지금 니니 나이고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 맞네 어 사타닉 바이블 근데 세카도 좋 유도도 좋은데 오. 오. 오, 열쇠 나왔다. 오케이. 봤냐? 잠깐만. 그렇게 뻔해. 개새끼 뭐. 내가 먹으면 유도 되긴 될것 같긴 한데 그냥 네가 먹어 왜? 유도 유도 뭐 있어야지 템. 아, 난 아직까지 괜찮다. 속도만 있으면 괜찮다. 전생 맞춰야 되는 거였나? 맞아 맞춰. 와 이거 유도되면 이거. 야. 어, 잠깐만. 오? 아 다음 돌았구나 나중에 안 되냐 그거 내가 댓글을 부술게 나 스플래시도 있어가지고 잘 부수 야 빠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색돌인데 어, 이게 안 보였네 불 때문에 이걸 못 보네 아약 천시간 맞냐? 천시간 안 했는데 뭔 소리 아니야? 몇 시간 했냐? 670. 미안, <laughs> 깝쳤다 내가. 와 이거. 야. 어. 야. 잠만 맞아 안된다 맞아 안된다. 맞아 맞아. 오 피맥. 일단 내가 들어는 드릴게. 오연사. 니가 먹어. 뼈 같은데 이거? 뼈 때문에 먹기 좋을 것 같은데. 얌. 오. 맞아 둘다 관통이야 잠깐만 불편하네 맞지? <laughs> 하나 내가 먹고 하나 네가 먹으면 되지 야 이거 낫을 먹고 아오베를 굴리자 왜? 아 이미 테크인데 뭐 관통이지 아 낫을 먹고 굴리자 아난 나는 이거 먹고 싶은 거아 아, 아오베 아 낫이 좋거든요 낫이 어렵지 네? 오 하트 브레이크 좋다 이거 뭐야 근데 브로콜 하트 3개를 준다 먹으면 좋다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마크를 먹는 게 나을 듯 브로커나트 3개 주고 뭐, 뭐 다른 게 없나? 브로커나트 한 개당 데미지 0.5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네. 효과는 딱 뒤질 때 뒤지기 직전에 그 죽음 데미지를 막아주고 브로커나트 두 개를 더한다 안오 브로커나트만 그러니까 체력, 그냥 브로커나트만 없으면 그냥 체력 무한이다 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오 그러니까 결국 브로커나트가 한 12개 돼가지고 죽, 겠지 언젠가는 무슨 소 자지? 어어어 똑같아 12개 가면 준다 얘가 오 너클 크리티컬 봐야 크리티컬 크리티컬 나 데크라서 안될 거다 아마 행운 내놔라 누가 있다면? 행운 나한테 줘 행운 나한테 줘 행운 나한테 줘 행운 나한테 줘 행운 나한테 줘 행운 나한테 줘1 0야 공중이라며 새끼야 레드스튜? 잠깐만 일단 여기서 비방에서 완전 파밍을 낭낭하게 해봐? 그러면 이거 내가 공중이 되지 오 어? 와우 비방에서 복시 먹고 템 파밍 빡세게 해봐? 템이 나와야 템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일단 뭐 비방 좀 찾아볼까? 쿨이 아까운데 아, 뭐? 오? 오? 나 발. 나 갈아볼래? 한 갈래? 아, 나한번 쓰고 한 번만. 하, 아, 여기 돌리기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 안 떠지나? 아, 아니, 아안 쓰고. 안 쓸라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가이야 이거 아, 이거 고민된다 이거. 나 고민 안 되는데. 나 고민 안 되는데. 나중에 블라인드로 니 피본다 새끼야. 블라인드 씨발 떠봐야 한두 두, 최대한 뭐 많아봐야 두 번밖에 안 뜨건데. 세번 뜨고. 차라리 연마 낫지. 아 근데 블랙핸들이아 아쉽다. 정수는 그냥 안 쓴다 마인드로 해야 한다 이제. 생각보다 어차피 나이노 노말이라서 그렇게 잘 뜨지도 않네. 아, 노말이야? 아뭐 쉽게 처럼 노말을 하냐. 가담이 그 언제는. 키가 데 노말하다네 아 그러다 하드 음. 가오가 이 이렇다 <laughs> 살렸다 <laughs> 살렸다 어 버킬할 필요 없지 100%인데 기방 어디야 아이 기방 있잖아 에이 기방 어디야 아저 달방 위에네 달방 위에구만 이오 버티킬 오 야, 딱 돼. 딱 와, 이거, 이거, 야, 이거 테크에, 이거 스프레시 추하는 게 너무 좋네. 폭사왜 까는데, 갑자기? 잘못 눌렀다. 근데 그러니까 이 뭐, 먹, 먹어나 안 먹어. 내가 먹을까? 슬링 내가 한개 먹어야겠다. <laughs> 브레이크를 맞다. 어, 원템. 할까, 여기서? 아, 그냥 복시 버리고 갈래? 일단 내가 블랙홀 먹을까? 떨어자 아 그냥 버리자 혹시 아유 씨발 테크 테크 이거 못 버리지 달.. 다.. 이스방 어? 다 있어 <laughs> 저희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H 열쇠도 없던데 근데 플래시까지 나오네 오 일단 일단 배터리 킵 그냥 연머 연머 배터리 와 그렇지 그렇지 천사방은 못 간다 야 근데 이 친구 70원이야 왜 2층인데 70원이네? 잠깐만 말도 안 돼. 뭐야 이게? 동적 어, 동적 어, 때문인가? 야 근데 아 배터리 거지 봤지? 어. 오 1딜레이 감소. 어 잠깐만. 이건 못 참지. 오줌 어, 싸. 벌써 여기, 여기 다 먹었냐? 이거 못 참은 이유. 난사거리 무한이거든. 냥? <laughs> 오줌 테크. 오줌 테크는 과학이지. 오줌이 뭐야 근데? 그거 연사 연사 존나 빨라지고 사거리 개짜라가진거 있잖아 이거. 어라? 전전한 사거리가 무한이지 무한이지 아나 공주 와 연사 미쳤다 오? 아 열대 없네 아 딱대 와 블랙홀 <laughs> 블랙홀 미친 와 사기치는 거 봐라 자 일단 들어가 볼까 보이드 보이드 쓰면 큰일 난다 왜? 보이, 다이스 보이드로 흡수하면 템이 안 나오거든 그냥 사라지거든 아 이따 굴리자 쿠리치 지금 와우 아바 돈을 네가 먹는 게 나, 맞는 걸까 내가 먹는 게 맞는 걸까 나 칼보다는 확실히 아바도 아나 테크 칼 이제 안 되고 거기다가 제가 먹을게요 예나 공중 나 공중 보을 낸다 야먹고 염 염마 어. 나갔으면 울었다 어 피맥을 지가 님이 드시는 블락피얘기네 이거 먹어라 이거 내가 놨던 거라서 오케이 연사 이건 최대 뚫는 연사지 이거 이거 굴려고 음. 아 비방 비방 어 비방 어 어제 쿨 없었어 그리고 어. 여긴가? 이... 야오 여긴가 했는데 니가 뚫어주네 봤나 잘했다 짱구야 짱구? 에. 아 저 열쇠 없네 개빡치 아 상점이 많이 뜰것 같은데 엄청 상점 옆.. 아 잠깐만 이거 버섯을 좀 하나만 까볼까 우리? 옥탄탱인데? 버섯이 열쇠 준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야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떡해 씨발 내가 먹거나 말거나 어? 아씨 으 예! <laughs> 어, 예. 어. 우리 게 열쇠를 주지 않을까. 돈만 안에 돈 주네, 진짜. 정말 안 도망가게 잘 마크해라. 하여 바로 템 주고 탈주할 수도 있다. 아이씨가 열쇠인가 실패한 거 봐. 나이스. 아, 바로 가네. 씨발요. 갔다 오버쳐 일단 내가 먹어, 먹어놓겠다. 왜냐면 네가 먹으면 버리지도 못하고. 감이 안 된다고. 블랙홀 그냥 버릴까? 나 블랙홀 굳이 필요 없어 가서 있666 버라 왜 666을 블랙홀을 너무 많이 나와서 차라리 여든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열쇠를 먹었다 아니 이 새끼 이거 안 주고 그냥 갔네 <laughs> 야, 그니까 아 배터리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아, 나가 실수로 먹어가지고 어? 이- 어 스팀 셀 주냐? 오. 제가 먹을게요 다이스 다이스 쎄 먹었지 오? 오. 뭘? 이거 이거 가시 달린 게 좋다. 가시 달린 거. 뭘? 뭐 먹어봐. 뭐너이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어, 그 차징 해가지고 한 번에 나가는 거 있다 이거. 어, 아, 이게 그거구나. 오? 어? 매직스키 몇판 나온다? 트럭 일단 나가봐. 엥. 아나 트럭이 너무 근데 너왜 어, 나냐? 누가 여긴가 설마? 어? 너이스! 오! 어? 무한다이스? 파이로 무한다이스? 진 무한다이스 파이로 이제 나버아 네, 이거 무한다이스가 더 좋지 근데 열쇠가 없네 잠깐 일단 <laughs> 액티브 좀 쓰자 액티브 모드 아나 이제 한번 없으면 죽음 이속 증가 먹을래? 아, 내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에코 챔버를 먹고 먹을까? 오 내가 그래? 에코 챔버 먹어야겠지? 이거 먹어야지 아 근데 이거 4.5V 지금 니가 되게 너무 아까워 왜냐면 지금 되면 쿨 손실 오지거든 나중에 일단 놔둬 놓자 나둬 놓자 나중에 다이스 근데 쿨이 아까운데 하다 하다 안되면 그냥 아무튼 한번 굴려 아 열쇠 아나 진짜 아 근데 그 뭐야 다이스 무한 뭐 다이스 때문에 어 무한 다이스로 바꾼 차이 났어 상 상점 없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1, 1급 손실 정도면 뭐 괜찮지 어. 그래서 화장 상점 아까운데 오케이 폭탄을 쓰셔야지 예. 아, 나사 책보이네 근데 아 씨발 와우 이거 진짜 가스아 이거 파이로 파이로 먹고 떨구면 무한 다이스 못, 못 먹네 어 맞지? 그 그만하지 그만하겠다 아이 4.5V 이거 버리기 안.. 그런데 아 근데 야 이거 다이소 쿨다 채우고 좀 아까운데 쓰고 오자 이거 아야 내가 이거 니어먹으라 이거 나안 쓸랜다 이거 아야 먹지마 그냥 굴리고 버렸나? 개새끼가 진짜 <laughs> 오야 이 맵 좀 보자 다이스 쿨좀 돌리고 오자 우리 아그 한번 쓰고 오자 이거 이 이득이 맞나 근데? 쓰고 오? 오? 짱돌까지? 오? 돈이 96원인데요? 롤 내가 먹는다 이거? 어. 황방. 어 비방 가야지. 아 예, 예, 예. 어 비방이라 상로 가야지. 판도라. 정말 아쉽게도 1단계야. 돈 많으니까 5단계면 템 안 주지. 일단 사자 일단 템 많으니까 더 월드. 가 여자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마 벌고 있다 거기다가 요것도 있고 저금 좀 할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동 55 남기 황방 아니 막 떠올라 뭐, 뭐. 돌, 돌리, 돌리자 돌리, 자왜 돌리? 아니 무한다이 뭐 자체 아, 아, 돌리자 아니, 여기 돌리긴 하지 않나? 상점에서 아 여기 태만개네 어. 아 그래 봤냐? 내가 유도마, 내가 유도마 있었으면 봤냐 세미나? 내가 유도많이 졌으면 봤냐? 이제는 구순실이지 어? <laughs> 연사 아. 먹고 온다 문화에서 바꾸고 이 까면 왠지 나고 하지 않냐 왠지 이거 육감 하지 지금? 어. 어. 개색. 뽀시지. 뽀시 엄청 좋던데. 호시를 내가 먹을까? 야 근데 폭탄 두개 먹고 오자 어, 꽃이 먹어야지 폭탄 두개 먹고 오자 아 기다려봐 아 이거 어차피 나 바꾸면 되니까 모를 막을 그냥 버릴까? 버릴까? 먹을까? 돌리자 그렇지 어, 데미지 1에 먹으라고 팔면. 데미지 1에 눈 팔면 안다 우리 어. 그래 일단 쿨좀 채우자 아이씨 아이씨 쿨을 돌리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된다 참. 여기서 4쿨 채울 때 그렇게 1골 채워가지고 딱, 딱 되는데. 열쇠만 나온다면. 어, 뭐야, 저기 방한 개더 있네. 어, 가보자. 오? 어, 잠깐만. 오. 내가 매직 스킨 또쓸수 있네. 요. 뭐, 뭐 하냐? <laughs> 아이, 씨발. 어이가 없네. 어, 뭐 하냐? 니한테 타겠다 해가지고 내가 딱 돌아가는데 나한테 딱 어이가 없네. 어.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 에코셰보다 내봐 어. 좀 이따 쓸걸 오안 아, 어? 저, 오! 오? 범수 얼키 열쇠가 딱 필요했는데 오, 좋아요 비방에 한번 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갑자기 폭탄이 필요해지는데 어라 요? 1쿨 원래 액티브 파밍 액티브도 적당히 들어야 된다 왜많냐 씨발 까시 이거 올라갔잖아 열어보자 이거 어? 오. 탄이 없네 아, 까비. 아 뭐지 나 1쿨 없어 보스만 불고 오면 돼요 어 이 이 이이 좋은데 이거? 좋다 입에 머금고 뭐 있는 거 다람쥐 같다 오 보스박 하나 도는데 풀 존나 많이 차는데 그러게 딱 악마방 오또 1쿨? 나이스. 나 석탄? 아. 피지컬? 그냥 먹어라 그냥. 아 석탄 떴으면 석탄 테크로 개지랄 하는데. 그래. 나 이거 당연히 당연히 박스 먹어야겠지. 어, 내가 먹게. 어 핀맥 나이스. 요 카드? 잠깐만. 요, 아씨 영로장 안 주네. 오! <laughs> 바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바로 돌리고. DM 트레이너. 지금 막. 일단 키퍼 세그 먹어야겠지 큰일 난다 잘못하면 어. 이것도 먹을까? 먹자 먹자 먹자 상, 상자 1쿨 더 있었거든 아 아까 배트랭 있었거든 상전에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님, 님 천재? 님 하버드? 아 나온다 어... 오 이너 타일드 부활템이다 공중을 버리뭘 버릴 거야? 공중을 버릴 거야? 저걸 내가 먹어? 엄청 먹고 내가 먹어 좋은데? 돼지 왜안 돼? 그구나 먹어라 자 4.5V에다가 메가머신 무적수압인데 이것도 아우 속도가 1.6이었는데 1.25가 됐어요 아우 네 원래 파밍은 끝까지 하는 거야 영혼까지 영끌 몰라? 그러다가 우리 허시 못 간다 이거 이제 어라 블루키 나옴 음, 저주, 저주가 걸리긴 했는데 나쁘지 않네 아, 졸라 매직 스킨이야? 야, 매직 스킨 들래? 니가? 내가? 뭐한다 했때보다 매직 스킨이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어. 스두 개를 못 보는 건데, 아예 연계를 보게 한다, 얘가. 제가, 씨발, 지금 당장. 어. 가봐, <laughs> 이거. 그래? M. M. 상점. 야, 더블 액티브 나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개새 아, 돈 너무 많아. 당당합니다. 오. 야, 이거 내한 돈, 돈모아 아니냐, 이거? <laughs> 이거 내한돈모아 어? 아니냐, 이거? 뭐, 내 한번 돈, 돈모아 아니냐, 이거? 어노, 돈 무한. 속도까지. 야 그게 <laughs> 왜 어노야? 이어는데 나보다. 딜을 어, 많이 먹었던 어노, 돈두 배. 어노, 돈두 배. 어노, 돈두 배. 배형진이 돈두 배. 아... 매직 스키 쓸까? 아, 그냥 나가 될것 같다. 매직 스킨, 매직 스킨, 매직 스킨. 어, 니가 쓰고? 니가 쓰고 어떻게 하는 냠냠. 드마. 상당히 안 좋아. 일단 이거 먹어라, 이거. 가로라도 먹어라, 일단. 냠냠. 아, 와, 나이 아깝긴 한데. 솔직히 파밍템은 이제 그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마, 지금부터 굴릴 기 많지도 않고. 가보시오! 아, 맞다, 나 이거. 아, 저거 몰트라서 그냥 방 부숴도 되구나. 어. 어차 보스 만나면 꽉 찰 건데. 어, 맞네. 아. 자, 풀을 채워볼까? 풀을 채워볼까? 얼마 안 차는데, 근데? 킬이 풀이 났어, 뭐도 인큐를 내가 먹어야 되나? 듀얼리티야 나을까? 인큐가 나을까? 근데 듀얼리티 먹어봐요. 저한 바퀴 못 가네. 어, 인큐지, 이거는 어? 저리가 안 되네. 아이씨. 도라트.

아이. <laughs> 와, 딱 맞는 거 싫어하냐, 여기 있다가. 딱터왔네 아, 데미 자꾸 왜 내려가, 씨발. 장신구 때문있지 장신구 뭐야? 적 죽이면 데미지 올라가는 거. 아. 아! 오? 해력. 불 타는 거 봐라, 진짜. 이게 네가 넣는 데미지도 나한테 포함이 들어 어 그래? 어 상당히 개꿀입니다 아 우리 열쇠 다 먹어야 돼 퍼시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 시간 겠지? 25분 된다 아야 나 체력이 방어템이 없네 이번 판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laughs> 하나 써버렸다 아 씨발 몸빵에 쳐박았네 절로 가네 어데미네저 검은색 검은색 저 동그란 거 먹으세요 이거? 어 일단, 일단 체력을 준다 일단 아 오케이 어 전혀 없다 방아템 아 열쇠를 잘 써야겠지요 오 열어버렸네 뭘옵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뭐라 이거 이거 골든 잠깐 먹고 싶나 골든 옵션 안 먹나 혹시 황금방을 갈수 있을 생각하나 이제 여기 있다 이거 황금방 여기 옆에 아 이미 두 개다 그거는 애초에 맞네. 애초에 두 개다 돈 많잖아 근데 연꽃 먹을까? 연꽃 먹을까? 어차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팩트 먹이 나는데 연꽃으로 데미지 확 올라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면 그대 처마할 듯 <laughs> 그대 처마할 듯어 아싸 어? 라픽 오 오 이득을 전혀 못 봤어 육뼈 육뼈를 먹을까? 니가 먹어야겠네 먹으면... 죽겠는데? 아 그렇네 아니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니가 먹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갈아버리고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안 보이거든요 빨리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무한 무한딜. 야. 야. 메가머신 너무 사기인데 이거? 야 아, 블랙홀로 뭐. 블랙홀로 눈나 없앤다 피할 필요가 없네 나 안 죽는다 했지 <laughs> 안 죽.. 아우 죽을 필요가 없네 고맙다 쌤이 컷 쳤어? 뭐야 우리 둘 다한 말.. 한 대도 았는데아 나 한 대 맞았지 아까 아 진짜 소라트 여먹은 아 맞다 니 뭐가 되지 어쩌라고 나 이거 왜안풀리아 여러 번 써서 안 풀리는 거야? 어, 여러 번 쓰면 안 풀려? 어 중첩 되나 보다 계속 써야지 씹어버리네 그냥 어 풀린다 뭐 먹어야지 빨리 먹어 데미지 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바닥인데요. 근데 바닥이 아. 다 튀었네. 어, 저 먹. 뭐, 뭐, 뭐, 뭐. 나 먹어, 이거. 개꿀잼, 개꿀잼 각인데. 이거 니가 먹어라. 왜, 왜, 왜? 꿀잼 각이 보인다. 왜 놀아. 아, 와, 뭐, 안, 아, 안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아, 먹어라. 어떻게 되네? 어, 잠깐만. 야 아, 이거 또 액티브 아무 쓰면 이제 40초 동안 되는 건데 저거 아 원래 20초야? 어 20초도 되긴 한데 뭐 아직은 그거 너브킬 적용 안 돼 있고 뿔! 시발 오 카드? 저거 다섯 개다 <laughs> 이제 몇 보인다 이제 자 한번 써볼까요 마법사 어 유, 유도까지? 이거, 이거 체력 들어가지고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아, 밥, 이건 뭐야? 아 이거 쓰면 씨발 카드 다 사지네. 저쯤만트. 액티브 개꿀잼 들어간다. 뭐길래? 델리디언 보스 소환하는 거다 이거 이거. 어? 아니 또 아니고. 체력업. 아나 부활도 있구나. 아, 아, 아, 어, 누구? 나? 아니 먹어라 뭐한테 안 올라간다겠어 만들 거 되네? 좀더 크기 되나? 저녁 왔을 때 뭔가 블록 뭐 낫이 원래 커가지고 어 낫이 원래 크긴 커가지고 하이? 그래가지고 반전해야지 금방 우리 팀이 좀 쓸모가 없게 움직이는데 이번엔 뭐냐? <laughs> 아이씨 이것도 유튜 각이다 와몇 마리야 도대체 언제 끝나니? 죽을 것 같은데? 아 죽겠어 야 내 말은 보스 말이야 아나 <laughs> 보스 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데 이거? 어 이제 끝나네 좀 많이 편했다 재, 재밌게 놀았다 어 역시 4.5V 정말 좋습니다.